가축이 갉아먹은 상처 맞은 손톱들 손톱이 가리키는 수평선을 보면은 불쾌한 자유로움 시원한 그 조조함 지우러 지우려고 했던 나의 기억과 기억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습관에 습관이 파가버린 얼어붙은 어제와 어제를 짊어지는 힘겨운 내배 언젠가 여기 벗어날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기신처럼 떠도는 이무력한내 겁이 나이 도시에서 별을 수 있을까 어둠에서 빛이 돌을까내 끝에 닿은 거짓말을 하나둘씩 떠나가는 순간과 모두를 하나둘씩 잊어가는 실수들 누구를 마주할 때 드러낸 어색함과 누구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미숙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나의 슬픔에 하루하루 뒤뛰어가 반짝이는 기억이 세상에 나를 지우고 흩어지는 소음이 비가 된 이 도시를 뒤로 삼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러면 조금 이르지는 않아 문 앞에 선제 주저함이 나만은 겁이 나난 배신 없는 꿈으로 끌수 있을까 난 후회 없는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구든 고도 위에 설수 있을까 날 둘러싸는 벽을 할수 있을까